드디어 네. 인제 네. 대명절 추석입니다. 아, 아, 아, 때문에 아, 네.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네. 저희 올려놓고 함께 추석만큼은 아, 네. 하지만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슈퍼 화이자 접종자이기 때문에 아, 맞습니다. 슈퍼 화이자. 네.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네. 추석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여러분들 추석인 만큼 맛있는 거 걱정 없이 많이 많이 와 드시면. 그렇지 추석에는 살 쪄도 됩니다.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런 만큼 쫀지 씨, 뭐가 제일 먹고 싶나요? 난 식혜. 오, 식혜 맛있겠다. 식혜. 식혜 맛있겠다. <laughs> 기훈이 형은요? 네. 아 저는 모듬전을 하겠습니다. 아, 모듬전. 네. 전 송편. 아 송편. 아, 그러요아저다 먹고 싶은데. 갑자기 아, 아, 아 추석엔 치킨이죠 여러분. <laughs> 네 여러분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원래대였습니다 아직까지 네, 추석은 어들이고요 요요 요 이렇게 할까? 제 완전히 여기 있어요 네, 자 가볼게요 둘셋 안녕하세요 아, 지금 세 개나 하네요 추석이잖아요 다시 가볼게요 네. 둘셋 안녕하세요. 다시 해볼게요 네. 아... 음. 다시 할까? 그 아닌가? 어, 아, 아 맞나? 아 맞네? 아 맞네